안녕하세요 조수미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 30주년 갈라 콘서트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곧 그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나라의 돈독한 우정 응원하겠습니다. 안젤리나 데니로입니다 어,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수교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니 정말 제가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제가 한국에 산 지 벌써 3년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활발한 결혼을 어,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로 수교 30주년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 중인 마린스키 발레단 수석명수 김기민입니다. 어, 먼저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여기 러시아에서 생활한 지가 1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어, 그동안 눈에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러 양국 간의 어, 교류를 몸소 느끼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 역시 이 자리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어, 한국, 러시아 양국 간의 어, 예술 교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어, 양국 간의 아주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네,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한러 수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선수 생활 동안 러시아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길었었는데요. 네, 그만큼 또 추억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우정이 영원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